우리의 양극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괴로움들과 난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자꾸 해야 하는가? 왜 자꾸 해야 하는 게 많은가? 왜 자꾸 괴로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가? 나는 적당히 살겠다 라고. 우리가 내일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무조건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들도 내일이 보장돼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적당한 괴로움일까요? 그리고 죽지 않고 천년 만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즉 우리는 이미 극한의 괴로움과 알게 모르게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미움받는 괴로움, 예상치 못한 괴로움, 예상치 못한 죽음 등을 겪어왔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괴로움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의 목숨이 걸려있을 만큼 소중하니 항상 깨어있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좋은 습관들을 만들고 싶지만 귀찮을 때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정도 괴로움이 정말 내가 극복 못할 정도의 괴로움일까? 라고 또한 적당히 살겠다는 뜻은 주관적인 표현으로 개개인들마다 다르며 누구는 조금 좋게, 누구는 조금 나쁘게 살겠다 등으로 나뉠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살다 보면 다수의 인간들의 물들어 쾌락주의에 빠지고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안일하게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후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며 윤회할 때 정확하게 배정되어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귀신으로 누구는 지렁이로 누구는 소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렁이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면 햇살에 따가워 몸부림치고 눈이 없어 안 보이고 찢기고 밟히며 고통스러운 모습이 흡사 지옥 같으며 죽어서도 더 나은 곳에 배정될 명분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말세 시대이므로 이전 시대들에 비해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 다음 생으로 배정될 때 남자나 여자처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우리의 방향성을 수정해 나가고 더 나은 나를 향해 줄기차게 도전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역사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우리는 세상을 부분적으로 비춰보고 판단하는 편협된 사고와 색안경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함에 어려움을 느끼며 방향성의 갈피를 못 잡고 비틀거립니다. 이럴 때 비로소 신께서 신인으로 내려오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천사가 되게 해주시니 방향성과 사명감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자 권리가 자유의지라면 신의 고유 영역이자 능력으로 주시는 축복과 백국명패와 대천사 등으로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천사가 되어 천사 같은 행동을 하며 인생을 완성하고 백궁천국에 드나들며 참 자유로운 존재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